여러분 안녕하세요 위비의 고은입니다 진짜 이번에 핑크페이스타 프렌즈들이 어, 저한테 어, 궁금한 점이 많이 남겨주셔서 한 분 한 분 모두 다 답변하고 싶은데 <laughs> 네 이번에 좀 아쉽지만 딱 3개의 문제를 뽑아서 답변을 어, 해볼게요 띵 핑크 페스타 아, 이번에 로고 바꾸나요? 로고 바꾼 것 같아요 그쵸? 귀여워요 자 먼저 J O N J A L 하하线 J O A C 안녕하세요 문제는 쿤이 생각하기에 쿤에게 없이선 안 되는 화장품이 있나요? 있어요. 당연히 있어요. 이거 마음에 원래 안 되는데 아 말게요 쉐딩 <laughs> 저는 쉐딩 엄청 많이 저한테 엄청 중요한 중요한 화장품이에요 왜냐면 어 항상 저 옛날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저는 어좀 체지 뭔가 좀 잘 부어는 편이에요 특히 얼굴 네 그래서 네 쉐딩 항상 메이크업, 메이크업 선생님한테 많이 달라고 했어요 <laughs> 오케이 그래서 없어선 안 되는 화장품은 쉐딩 네자 두 번째 WISDOM 6 샤화신 6 샤화신 시 안녕하세요 오케이 쿤이랑 제일 잘 어울린, 어울린다고 생각한 메이크업 컨셉트가 있었다면 뭐예요? 메이크업 컨셉트가 있었다면 뭐예요? 아 근데 저는 생각하면은 저는 약간 진짜 생얼 <laughs> 생얼 메이크업 뭔지 뭔지 알죠? 저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진짜 메이크업 했는데 아, 안 나는 것처럼 그런 메이크업 저한테 <laughs>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저는 찡남 찡남 메이크업은 많이 하지만 그래도 다들 아마 저 평소에 좀 뭐청춘青춘 청춘 청춘한 모습 더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네 좋아해요 저는 약간 생활처럼 그리고 다양한 머리 색깔을 서화해낸 쿤이 스스로 만족했던 머리색이 있었다면 뭐예요? 이거 솔직히는 저, 저의 이번에 앨범 어, w e k e n d War 안에 타이틀곡 템메탄 있잖아요 뮤비의 파란색 머리 이거 이번에 진짜 반응이 엄청 다들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파란색 제일 좋아했어요 솔직히 파란색 머리도 저 회사한테 얘기하, 얘기, 하고 아 저 약간 파란색 머리 하고 싶다 이런 네 얘기 들려주고 아, 회사 저 의견은 또 들려주고 그래서 그 파란 머리 했어요 반응이 엄청 좋았어요 그래서 파란 머리다 그리고 혹시 시도해보고 싶은 생각 아 색상도 있나요? 시도해보고 세상 아 맞다 옛날에 아그 엑소형 그 세원형 그, 그 약간 레보 머리 하잖아요 뭔지 알죠? 그레보 머리 여기 한 줄 한 줄 한 줄 한줄다레보 머리 약간 네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오케이 다음 문제 L A V E N D E E 샤화신 S 2아 S 2 <laughs> 큰 안녕 몸매 관리를 위해 매일 아침 8kg씩 달인, 달린다고 하던데 쿤이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 혹은 자기 전에 꼭 하는 쿤만의 관리 루틴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해요 어... 저는 사실 요새는 채집 많이 바꿨어요 옛날에 어, 그냥 조금만 먹고도 뭐 많이 쌀줬는데 요새는 그렇게 많이 안 줘요 그래서 네 건강하게 먹고 어 한가에서 다리는 거는 뭐 요새 <laughs> 뭐 다들 다 알지만 네 요새 많이 안 가요 네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 핸드폰 보다가 화장실 가서 세수하고 아 맞다 이거 제일 중요해요 기분 기분 그, 그, 수분. 기분 수분 제일 중요해요. 왜냐면, 피부 수분 없으면 기름도 생기고, 뭐, 요드름도 생기고, 공조했고 껍질도 생기고, 그래서 모든 관리 수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침에 세수하고 나서 그, 로션 많이, 엄청 많이 바르요 네, 그리고 크림, 로션, 크림도 바라요. 아, 아, 혹은 자기 전에 꼭 아 혹은 그러면 이거 안 대답해도 돼요? <laughs> 아니 아니 아니 자기 전에 꼭꼭 하는 쿨만의 관리 루틴 저는 약간 개인 습관 하나 있어요 그 바디 로션 바디 로션 저는 엄청 많이 바르요 왜냐면 저는 옛, 옛날에도 얘기하지만 저는 향수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향이 좋은 거 저 많이 써요 음, 샴푸, 샴푸 그리고 어 바디 워시, 바디 워시 그리고 바디 로션 이런 거 다 향이 좋은 거 사야 돼요 저는 개인, 개인적으로 그래서 자기 보통 뭐 샤워하고 나서 자기 전에 바디로션 다 확 바르고 나서 피부 다저적할게 그래서 피부 하얘요 <laughs> 장나이고 어, 네 바디로션도 바르고 그, 아 그리고 요새 저 머리 관리 엄청 네 자기 전에 다 마스크팩 머리 그런 거 마스크팩 이잖아요 그런 거도 많이 해요 왜냐면 머리 많이 상하니까 그것도 많이 해요 네 이상 오늘 질문입니다자 궁금한 점이 다들 다 보렸어요 나중에도 어, 핑크페이스타 통해서 어, 많이 많이 많이 이런 질문 많이 대답할게요 네 그래서 프렌즈들 잊지 말고 우리 핑크페스타 본방사수 해주세요 안녕